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툰TV의 비툰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요 어, 저 비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많은 분들이 탄이들 얘기뿐만 아니라 어, 저의 이야기도 궁금하다고 듣고 싶다 하시는 분이 계셔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총 영상은 3부작이 될 것 같고요 어린 시절부터 방탄 연습생이 되기까지 방탄 연습생에서부터 유튜버까지 지금의 비툰 그래서 어,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고 제 인생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저는 1994년 3월 16일 서울 천호동에 있는 작은 산부인과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굉장히 장난꾸러기였고 말썽쟁이였죠. 그래도 이제 저희 부모님은 그런 저를 항상 예뻐해 주시고 굉장히 사랑해 주셨어요. 제가 초등학생이 되던 해에 어, 저희는 이제 부천에서 살다가 어, 경기도 남양주시로 이사 오게 됩니다. 어, 저는 이곳에서 천마초등학교라는 곳에서 초등학교 시절을 보내게 되는데 이 당시 굉,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고 나서는 것을 좋아해서 어, 축구부로 시대회 3등도 해보고 육상대회 또한 시대회에서 상을 많이 탔었었죠. 그 다음에 이제 고학년이 되어가지고는 이제 정교 부회장이 돼서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하고 뭐 학예회 때는 복숭아항당 뭐 이런 걸 패러디해가지고 어, 학부모님들께 보여드리기도 하고 또 수학여행을 가든 어딜 가든 매번 이제 장기자랑을 하잖아요 그러면 꼭 무대에 올라가서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이렇게 초등학교 시절 잘 보내다가 어, 중학교 때 아버지 사업을 위해서 이제 강원도 원주로 이사오게 되는데 사실상 이때부터가 진짜 많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 이사 왔을 때는 이제 큰이모네랑 같이 살았는데 저희 가족은 이제 방 하나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TV를 놓고 장롱 놓고 뭐 책상 놓고 막 이러다 보면은 넷이 누워서 잘 공간이 그냥 진짜 딱 나왔어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때는 잘 몰랐어요 그런 거를 막 좁다 이런 걸 못 느끼고 굉장히 그냥 행복하기만 했어요 뭐 가족이랑 같이 잔다 그리고 뭐 원주라는 곳에서 새로운 곳에서 생활을 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중학교는 이제 진광중학교라는 곳을 이제 가게 되었는데 처음 온 곳이다 보니까 제가 친구도 없고 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막 공부를 하기보다는 거의 끝나고 맨날 오락실에 가거나 PC방에 가가지고 막 게임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적은 떨어지고 진짜 전교에서 진짜 거의 꼴등에 가까운 성적이었어요 전 좀 맞아야 해요 그래서 부모님께 꾸중을 듣고서는 이제 학원을 다니면서 어 이제 공부를 좀 하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조금씩 성적을 올리다 보니까 제가 2학년이 되었는데 제가 굉장히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담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속으로 너무 싫다 너무 싫다 이랬는데 담임이 되시던 날 바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너좀 와라 그래서 네 교무실에 갔는데 선생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 내가 너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지켜봐 왔는데 성적도 어느 정도 오르고 지금 너가 어울리는 친구들과 노는 것도 좋지만 좀 더 공부에 집중을 하고 너가 하고 싶은 것을 찾아서 어, 잘 됐으면 한다 그리고 약간 지금 가정 환경이 좋지 않다는 것을 어, 들었는데 부모님을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굉장히 지금 열심히 해야 될 때다 이 말을 듣고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이 날이 어, 제 사춘기에서 어, 가장 큰 터닝포인트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제가 부모님한테 말씀을 했어요 엄마 아버지 저 학원 안 다닐게요 어, 그냥 제가 혼자서 공부할게요 하면서 제가 200정교생이 저희 학교가 그때 당시에 240명?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제가 이제 등수로 한 200등 정도에서 나중에는 최고 성적이 한 20등에서 30등인가? 를 올렸어요 올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원하는 고등학교도 갈 수 있게 됐고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막 생각을 해보니까 어렸을 때 제가 무대에 서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 가수가 되고 싶다 라는 게 그냥 진짜 머릿속에 싹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막이것저것 알아보다가 학원도 알아보고 했는데 학원비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돈이 안 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제가 YMCA라고 청소년 문화회관이라는 게 있어요 전국적으로 다 있을 텐데 거기를 가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 동아리 같은 게 혹시 뭐 댄스 동아리나 아니면 뭐, 뭐 이런 동아리가 있나요? 그러니까 아 그런 동아리는 없는데 다 봉사동아리기는 한데 그 춤을 여기서 추러 오는 어, 친구들이 있다 어, 그 친구들한테 내가 한번 말을 해보겠다 근데 어, 강원도권에서 아마 비보이나 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아실 텐데 어, 그 당시 이제 지금도 있죠 클라이맥스라는 비보이 팀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형들한테 춤을 배우면서 그 다음에 시험 기간에는 또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이제 병행을 잘했죠 그랬더니 제가 원하던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됐어요 성적도 되게 좋고 오히려 효율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원하는 것도 하면서 공부도 하면서 모든 걸 다 하니까 효율이 굉장히 좋았는데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도 다 잘 될 것만 같았어요 근데 여기서 벽에 가로막히게 되었죠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는 인문계 중에서도 굉장히 상위권에 있는 인문계였어요 원주에서는 굉장히 명문 고등학교였는데 이 고등학교는 무조건적인 이제 보충학습과 야자를 강요를 했었어요. 그래서 어떠한 이유여도 무조건 반강제적 강제적이었는데 저는 이제 담임 선생님과 이제 면담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면담을 했죠. 어, 선생님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꿈이 있고 진로가 있는데 어, 학교가 정규 수업이 끝나고 나서는 어, 제가 그 꿈을 위해서 연습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충학습과 야자를 안 하고 어,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안 된다. 어, 너가 생각하는 거와 다르게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공부하는 것 자체가 다르다. 너도 무조건 다른 아이들과 남아서 보충과 야지를 같이 해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길래 제가 말했어요. 아 그러면은 저한테 한 번의 기회를 주시면 이번 중간고사 어, 제가 증명해 보이겠다. 저는 중학교 시절부터 쭉 이렇게 해왔고 굉장히 잘 해왔다. 이랬는데 그냥 안 된다. 너는 그냥 무조건 야자랑 보충을 해라. 그냥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거예요. 강제적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부터 약간 엇나가기 시작했어요 네, 학교랑 잘 엇나가기 시작했는데 야간 자율학습을 그냥 안 듣고 정규 수업만 듣고서 어, 연습을 하러 가고 막 이런 날이 며칠 정도 반복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갔는데 연습이 끝나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갔는데 어머니가 우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왜 울어요? 엄마 왜 울어? 그러니까 어 이제 담임 선생님이 찾아왔었대요 집에 그래서 그때 이제 저도 이제 굉장히 많이 참고 이랬는데 열이 확 받더라고요 엄마가 왜 우냐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느냐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꿈이 있는데 학교라는 곳이 그렇잖아요 이거는 어린 친구들이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좀 들어주셨으면 해요 학교라는 곳은 어린아이들의 꿈과 그 다음에 희망을 주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교육도 중요하죠 기본적인 공부도 중요한데 그 아이가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이 아이가 미래에 뭘 원하는지 그거를 저희는 기본적인 교육을 통하면서 그 아이의 꿈과 희망을 뭐 실어주는 거잖아요 무조건적으로 대학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목표가 되어버린 학교는 아니잖아요 학교가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희 부모님한테도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그대로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부모님도 어이가 없는 거야 아니 생각해봐요 맞잖아요 아니 학교라는 것은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그런 곳이고 도움을 줘야 할 곳인데 그냥 무조건적인 대학만을 위해서 에? 교육만을 어? 거지식 교육만을 위해서 존재한다?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음날 어, 찾아갔어요 학교를 찾아오고 어, 갔어요 교무실을 찾아가가지고 얘기를 했죠 당신들이 이렇게 얘기 어, 방, 강제적으로 하는 어, 야간 자율학습, 보충학습 교육청에 신고를 하겠다 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불법인 거 알고 있는 거 맞느냐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못하죠 강제적이고 하니까 교육청에 신고하면 난리가 나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그때서부터 제가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1, 2, 3학년 중에 전학년 중에서 저만 보충 여자를 다 안 했던 걸로 알고는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지금 학교는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음. 그렇게 돼가지고 어느 날 이제 이렇게 계속 연습을 하고 이제 그냥 학교 정규 수업 끝나면 연습하고 이런 반복을 1년 반 동안 계속 반복을 했어요 그렇게 1년 반이 지났는데 저한테 이제 기회가 찾아오게 되죠 제가 이제 당시 2학년 때 2학년 2반이었나 그랬는데 옆반에 예쁜 진짜 영어 교생 선생님이 오신 거예요 너무 미인이셨어요 그래서 막 그렇잖아요 어린 학생 시절에 막 어 옆에 선생님이 없대 그래서 와 미인이시래 이러니까 어, 호기심에 이렇게 싹 갔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진짜 너무 친절하시고 그 다음에 뭐 아이들의 이야기를 되게 하나하나 다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아 선생님 저는 나중에 진짜 최고의 뭐, 뭐 가수가 될 거예요 뭐 TV에 꼭 나오는 연예인이 될 거예요 라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냥 흘려가듯이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아침에 이제 자고 일어났는데 연락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디 어디 회사인데 어 시인 개발팀 누군데 어 친구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어, 관심이 있다 하는 거를 들었다 그래서 어, 지훈 씨를 한번 직접 만나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만났어요 만나서 얘기를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어, 오디션을 한번 봐보지요 그래서 오디션을 직접 보러 와서 보러 갔다 춤을 추고 노래를 했죠 그 당시에 굉장히 잘한 편은 아니었는데 그래서 하, 준비한 대로 했어요 근데 합격을 했죠 한 번에 합격을 했어요 저도 굉장히 놀랐어요 Wow. 내가 오디션을 봤는데 한 번에 합격을 했구나 그래서 방탄소년단 연습생이 되어버렸네? <laughs> 그냥 방탄소년단 연습생이 됐어요 Wow. 언빌리버블 어? 저 자세한 이야기는 2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to be continued.